백승이가 이진 촬영을 같이 하는데 이번 촬영은 이제 안무가 아니고 연기하는 촬영이다 보니까 뭔가 좀 더 색다른 것 같아요 그러좀 그러니까 저희의 좀 억제되어 있는 감정을 표출하는 그런 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좀 과격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기대해주세요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화내는 연기라는 걸 깨달았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평소에 화를 잘 안 내서 그런지 화내는 법을 까먹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화내는지 모르겠어요 아파요 너무 세게 쳤나봐요 세게 치면 화내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서 세게 쳤는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제 팔만 아팠어요 제가 이렇게 끝났는데 지금 미시 형의 나타나는 연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, 같이 지켜보시죠 되게 좀 어색했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웠었어요 처음 하는 연기라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번에 또 한번 이런 기회가 찾아온다면 어, 그때는 좀 더 후회 없는 그리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펙스 촬영, 이제 이펙스 단체 촬영입니다 갑시다 장인이 형을 위한 거예요 상징하는 약간 압박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인데 그런 걸 이제 서로 나누는 그런 장면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연기가 아니다 정말 연기입니다 추워가지고 따뜻한 옷을 위에 걸쳤어요 동민이 혼자 얼굴 이렇게 가볼게요. 자, 가까이서 찍어보고 있습니다. 저 이제 Go Big 군무 앞에 인트로 분을 찍는다고 하셔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랑 예왕이랑 유닛 촬영이 끝나서 멤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오죠? 이, 이시간 시간을 금같이 여겨야지 금. 그러니까 그 저같이 소중히 여겨야지 왜 시간 약속을 시선을 위에 다두시 익숙하게 보면 돼 심지어 이 파트 아니에요 여기에요 인트로 뭐 그쵸 거기에요 멋있게 한번 멈춰보겠습니다 Görüşmek 이제 네, 이런, 이런 거 보면서 막 전화하고 이제 사실 잘 몰라요 와 저 샌드백 몇번안 때려봤고 근데 재밌네 스트레스 해소들 아, 이런 거 좀 폭력적인 네, 폭력성이 있지만 약간 상태를 딱표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한번 해볼게요 제품의 샌드백 퀄리티 드디어 오늘 촬영이 저희를 마지막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촬영한 게 어떤 촬영이었죠? 저희가 이렇게 여기 보시면 교실들을 저희가 다 원망을 네.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네, 학교에 대한 네, 그런 단출감 네.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나, 나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왜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지? 회의감도 표현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. 근데 약간 이렇게 하니까 뭔가 스트레스 맞아요 네. 진짜 네.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평소에는 네. 이렇게 해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신기했고요 뭐 어땠어요? 네, 재밌었어요 그쵸? 재밌었어요 촬영이 진짜 재밌었어요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무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. 하나 둘셋 안녕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쁘게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셋 감사합니다